내 이름은 크리코 한국 남자 견식군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다 오늘은 견식군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날 57년간 연습한 내 어리선 실을 멋지게 뽐내봐야지 자 거의 다 됐나? 음, 음 김치찌개네 짱이 네? 대가리 빨았어요? 아직 배변할 털 존슨으로 가는 견식근 덕에 없던 춘논쟁까지 말급이 사라버져렀어 야호 저기 노현상 편집 다 끝났어요? 아니 아직도 남았지 그럼 제가 더 맛있게 그려놓을게요 고마워요 고든 램지 <laughs> 음이 정도면 됐다 크리커뼈 김치찌개도 다 완성됐으니 이제 자기를 불러볼까? 김치찌개 좀 먹을래? 오? 어? 왜 대답이 없지? 바쁜 일이 있나? 짝이 뭐해요? 어 아들 에? 예? <laughs>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지 뭐야 뭐야 설마 아들이 있었어? 토요일 밤 11시에 여러부부에서만 보던 김치찌 개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다니 코라빠독과 흑상 기괴하는 외모임에도 결혼을 두번 했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리코랑 같이 있어도 항상 아들 생각뿐이야 에? 아들도 내가 좋아? 에? 우리 사이 빠가 에 이런 빨라빨라 새끼! 진짜 아들이었어! 숨겨둔 아들이 있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좋아하는 진대를 쓰다니! 하지만 이놈이 잊은 게 하나 있다 내 왼손은 기팡이여 오른손은 맨인 것을 선남 그리코의 기판 매니아 만나면 사오메왕 시라손이도 오년 박사님 앞 근처 일품 구독해 발명! 좋아 네 이놈 거기 다 기다려라 코리코랑 같이 있어도 항상 아들 생각 중이야 석양이 진다 음, 야 시방견아 코리코 왜 그래 자기 거넘어가 이르노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코리코 아들하고 전화했잖아 아들 <laughs> 아 나와봐 나와봐 아 나와봐 나와봐 코리코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너 누군데 우리 처음... おもしもしクリコ久しぶり 잠깐만, 설마 이 목소리는 내 중학교 짝꿍 나카무라 아도르군? 난데 자기가 아도르 또 대화 してるの? 쿠리코의 유일한 남사친인데 나한테도 친구지 스고이! 천사 같은 견식군은 내가 한국에 온 이후로 일본에 있는 내 친구 아돌꾼이 심심해할까봐 매일 밤 아돌꾼과 전화로 놀아줬던 거야 아우 사랑 오늘도 견식군의 야사시함에 우리의 사랑은 만탄소년단 마냥 불타올랐고 매일 밤 아돌군과 국제 전화를 한 견식군은 한 달 전화 비만 18학원이 나왔다. 개녀원느 새끼. この番組はクリコチングアドル陰門병의 인사더르 아니 자기 진짜 뭐요 이게 조르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